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냉장고에 있는 여러가지 아이스크림들 준비했습니다 팔라서 올라온 누텔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하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최대한 많이 먹어봤어요. 너무 배불러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